20대 초반하고 중반이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. 왜냐하면 흡입량을 많이 가져가도 그거를 버텨줄 수 있는 피부에 아직 그 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경우가 많고요. 피부가 매우 두꺼운 사람보다는 조금 얇으신 분이 좋고요. 그리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단단하게 있는 분들보다는 물살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. 지방흡입은 저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빈혈 수치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당뇨나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그거에 더해서 예,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혹시 안 좋은 것이 있는지 또한 체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